누구인가? 지금 다 되더라고요. 엠페로. 어, 농부 선생님. 아이고, 조었다 어, 바로 승단이네. 음, 다행이다. 오래, 오래 안 해도 되겠네요. 오래 <laughs> 안 해도 되겠다. 아, 뛰었으면 좋았는데. 아, 어, 아깝다. 와, 나이스 하이킥. 어! 뭐야? 뭐야? 어이요. 깜... 오예 아이 기모지? 그 그때도 안 죽겠지? 아 아이고 나니 오. 어. 아. 와 나보다 빨랐구나 와잘 기다렸죠 와 다행이다 왜 이게 안되죠? 아 5%다 아유 그쵸 아씨 맛있어 나어스 랜드 조심 아 망한데 아 아까워 오 우와. 어? 우와! 와, 이걸 이겼네. 다행이다. 아바보 앉았으면 와 나이스 와아 다시 원점이구나 지금이 왜야 이게 맞아? 아 왜? 아. 와. 아 너무 잘해. 오 다행이다. 창중인가 보네. 아이고. 좀 아파. 오다행이다 <laughs> 귀엽지 않아요 옆에요 팽맨 팽맨 팽맨 귀엽 아, 맞았다 맞았다 또 맞네 아, 이고우 와, 어, 픽셀이가 어, 살렸어. 어, 픽셀이가 어, 살렸어. 아이고, 오, 오, 오, 빨리 됐어 아, 아, 아 이거는 내가 맞아야겠다. 어, 한대 맞고 시작. 아, 상대 콤보 타이밍에 lag 걸리거든. 아 뭐야? 마이너스 1입니까? 아. 어. 와 거리 조절 좋았다 와 거리 조절 좋았다 아 너무 아깝고 음. Nope. 아깝다 행 잡을 수 있었잖아 아유 까비스틴 아유 늦었다 우와 우와! 이렇게 했노? 야, 이거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저기 카즈야, 저기. 와. 아이, 축 틀리노. 우동 나가서. <coughs> 아, 야, 풀었네. 소막대 마무리 와 가자는 네, 요런 게임을 해야 돼요 콤보를 화려하게 때리는 재미 그렇지만 대회 때는 어림도 없지 대회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? 진짜다 와 씹굿 장비를 와. 어! 합니다 나니?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뭐야 야 이거 억울해 왜 꺼져 이거 야 이거 이건 진짜 가야 된다 이거 진짜 가야 된다 설마 다시? <laughs> 아 뽑으시면 어떻합니까 아니 저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연이 있으면 또 보겠죠 랭미에서 아. 아 저기 잡혔네 아나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